알지 배고파서 그래? 아니 밥그릇을 밥그릇 어디서 밥그 밥그릇 어디서 그릇 어딨냐고 뭐야 페퍼 들어가 있는 거야? 아이고 밥그릇 알았어 아 그럼 잠깐만 기다리세요 밥그릇 밥그릇 밥그릇 주세요 밥, 밥, 그릇 어 갖고 주세요 아, <laughs> 밥그릇 밥그릇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어떻게 해야 돼? 아!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아니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 기다려야지. 어? 아이 어떡해. 돌. 돌. 돌.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자 이거. 돌아. 돌아. 옳지. 도르라우 <laughs> 도르라우 뱅글뱅글 도르란 말이네 도르라우 돌아